누구야? 누구야? 왜 거기 껴있어? 야야야야야야 바닥은 좀 회색 브라운 계열이고 몰딩은 좀 노란 계열이에요. 이 벽은 좀 누렇지만은 이 벽은 또 저희 집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아, 뭔가 매치가 좀 안 되는 이 벽을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작업을 할라 합니다. you Mm. Mm. 거기다 색을 칠한 것 같아 많이 깔끔해졌어 셋. 이거 갖고 싶어? n 부부, n 왜 다른 애들 공놀이 하는데 너 혼자 그러고 있어? 날 에휴, 물을 가져왔었어야 했어. 목욕을 드디어 끝냈습니다. 이제 목욕과의 전쟁은 끝났으니까 털과의 전쟁이 시작되지요. 너무 가득 껴있어서 좋아? 그래서 좋아? t